안녕하세요 보도공방입니다 오늘은 이 방바닥 느낌의 무드등 배경을 활용해서 토이스토리의 버즈라이트 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닥에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먼저 무한한 공간 저 너머 있는 오늘의 주인공 버즈의 얼굴부터 만들어 볼게요 짙은 눈썹과 똘망한 눈동자 저 자신감 넘치는 버즈의 얼굴에 약간의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반짝거리는 눈동자랑 턱 부분의 그림만 그려주면 버즈 얼굴 완성! 그럼 바로 이어서 버즈의 상체도 만들어 볼까요? 버즈 상체의 부품들도 잘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그냥 봤을 땐 간단해 보여서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버즈는 이런 부속품들이 많더라고요. 가운데 표식도 직접 프린트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허리와 상체를 연결해주고 다리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이번 무드등은 버즈가 위험에 빠진 포키를 구하는 영웅 버즈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무드등으로 만들어봤어요. 포키가 어떤 위험에 빠졌길래 버즈의 손동작이 하늘을 향해 있을까요? 아마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즈의 동력 날개를 이용해서 단숨에 날아와 포키를 구해주는 버즈를 상상하며 만들고 있어요. 이제 버즈가 더 장난감 느낌이 나도록 유광 코팅제를 발라볼게요. 버즈 완성! 그럼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될 포키를 만들어 볼까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포키는. 포키는 제 구독자님이 요청하셔서 버즈랑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버즈와 포키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전구를 달아볼까요? 버즈의 로켓에서 나오는 부스터 쪽에 전구를 설치해서 무드 등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레진을 이용해서 로켓 부스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도 하고 전선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불을 끄면 아마 이런 느낌이 나겠죠? 완성된 버즈를 앞에서 뚫은 구멍에 꽂아주고 마지막으로 포키는 쓸어 넘어진 색연필통에 깔려 위험에 빠진 상황을 연출해 볼 거예요. 버즈가 들어올리고 있었던 건 바로 크레파스였어요. 이렇게 버즈 무드등이 완성됐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무드 등으로 만날게요.